하나, 둘, 셋, 넷. 느리게 되니까 자세를 낮춰. 그렇지. 땅, 그렇지. 땅, 누르고, 나이스. 둘. 그렇지. 굿, 굿, 굿. 굿. 네, 밀고, 하나, 둘, nice. 그렇지. 셋, 네,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그렇지. 둘, One, two. 밀어, One, two. 그렇지. Good. Good, good, good. 그렇지, Nice. Good. Good, good, good.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일단 free throw two shot. 어, 마지막. 자, 간단해. 그 side step back은 약간 리듬이잖아. 어, 리듬을 타고 스텝이 중요하니까 스텝으로 리듬 먼저 타놓고 그리고 시작할 거야. 공을 이제 볼 돌리면서 한 칸에 한 발씩 오른발 딛고 나갈 때는 hop step으로 슛 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점.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오른발부터 one two step. 그러면 나갈 때도 one two 나가면 돼. 슛. One two. 그렇지 그 나이스 왼발부터 One two. 오케이 그나 shuffle이야, shuffle. Shuffle 알지 이거 이거를 드리블하고 마지막 발에 드리블을 세게 치고 catch하고, 다음 발 오케이 그 맨 마지막만 두 발 누르고 누르고 크로스로 갈 거야 슛 어, 오른손부터 할게 둘, 셋. nice. Good, good, good. 자세 좀 낮추고 느리게 되니까 자세를 낮춰. 그렇지. 둘, 꾹. 오케이. 자, 발이 떨어질 때 동시에 드리블이 떨어져야 돼. 발 안 떨어지면 공 더 들고 있어야 돼. 이리 와야 돼. 자, shuffle out이야, shuffle out. 하나, 둘, 셋, 넷. 셋 드리블 치고, 침발을 다시 들어가는 거야. 제끼면 크로스에서 멀리 갈 수 있어야 돼 멀리 땅 그렇지 끝 따다다당 따다다당 따다다당 스텝 따다다당 따다다 꾹 Nice. Good shot. 여기서 뒤로 들어가면 돼둘 맨 마지막 맨 마지막만 누르고 뒤로 돌리면 돼 똑같은데 뒤로 들어가 트렌지 캐치가 없어 one hand야, 여기서 one hand 땅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땅, 땅, 땅, 땅. 꾹. Nice. 오케이. Shuffle out, shuffle out. 좀만 더 꾹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차야 돼. 스프링을 꾹 눌러놓고 튈 때만 좀 빨리 간다는 느낌으로. 이 발 다 해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지. 끝. 굿. 누르고. 오케이. 밖에 완전 나가야 돼. 하나, 둘, 셋. 여기서 공화 같이 누르잖아. 누르고 바로 가야 돼. 바깥쪽에서 누르는 게 보여야 돼. 두, 땅, 땅. 누르고, nice, nice. 오케이. Leg through 하면서 스텝을 만들면서 넣고, 나오면서 캐치야. 오케이? 예? 맨 마지막 발만 오른발을 딛는 거야 오른발 맨 마지막 발만 그리고 오른발로 여기서 주시 하나 둘두발한발두발한발 그렇지 공을 땅 때리고 올때 끝에만 좀 리듬 타면 돼 땅땅 Good, nice. Good.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그렇지 수비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떨어지는 것만 발을 선택해서 떨어지면 돼 그렇지 Good. Leg 먼저 할게 leg 먼저 이 가운데만 이렇게 되는 거야 끝에 leg하고 아까는 오른발 떨어졌잖아 이번에는 왼발로 떨어져 얘를 leg through 넘어가 넘어갈 때 공도 수비가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 봐 Nice. Good. Good. Good. Nice. 오케이 안에 들어가 점프 뛰어서 슛 오른쪽 한번 오른, 왼쪽 한번 향 Good. 반대 오케이 good shot. 간단히 인앤아웃하고 사이드 스텝백이야 여기 출발해서 in and out 한 번 하고 두 번째 왼발에서 사이드 스텝 치면 돼 사이드 One, two, 땅 사이드 오케이 약간 박자를 맞춰보자 드립을 in and out 들어갈 때 왼발이 맞아 떨어지기 왼발에 딱 맞춰봐 한번 둘셋 따당 땅 그렇지 오케이 하나만 더 Good shot. 똑같이 하고 leg stop이야. Leg through. 레그 스루 스탑인데 인앤아웃하고 왼발 땅 치지 그리고 이 발이 몸이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스루 하고 바로 밀면 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밀 거야 공 있는 쪽으로 갈 거야 다 어. In and out one, two. 그렇지. 근데 사이드로 밀어줘, 사이드로. 뒤로 가지 말고. 어, 그래서 인앤아웃해서 이 콘에 거의 붙어서 이쪽에 쌓여요, 이쪽에서. 둘, 셋, one, two. 그렇지. 바로 미는 거야. 바로, 그, 바로 붙이잖아. <clears throat> 하나, 이 발 붙이잖아. 둘, 바로 밀어야 돼, 바로. 안 떼주고. <clears throat> 둘. 그렇지. 그, 그, 그. 똑같이 해서 behind back. Behind back. 그래서 똑같이 밀면 돼 오케이 하나 더 Good. 오케이 여기서 이제 헤이테이션 할 거야 자 처음 거 In and out 하고 왼발 땅 치고 슛 쐈잖아 슛쏠때 오른발이 먼저 닿잖아 오른발 닿고 이 왼발이 여기서 와서 슛을 쐈거든 오른발 닿고 왼발이 백스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페이스테이션에서 어, 속으면은 빨리 나가야 돼. 대부분 다 여기서 공을 들고 나가거든? 들지 말고 그 턴포켓이라고 여기서 인앤아웃의 한 3분의 1만 빠르게 때리는 거 미는 거 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 잡고 뒷발질 할때 몸하고 같이 미는 거야. 천천히 하나 둘 땅 오른발 뒷, 뒷발이 쭉 빠져야 돼. 그래서 하나 밀어야 돼 바로 무릎 앞에다가 턴파, turn pocket으로 미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step back 미는 발부터 사이 스텝백 헤이테이션 하고 이 뒷발이 닿을 때는 헤이테이션 다 풀고 있는 이껏 나가는 거야. Hesitation은 이, 이동하는 구간에만 할 수 있어. 자, 다음 밀고 하나, 둘, back step이 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바로. 이게 땅, 그래서 이거를, 이거 미는 게 이제 속이는 거야. 밀고 들어가야 지 바로 이런 식으로 둘셋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이제 헤이테이션을 넣으면 돼 이동할 때만 이동할 이동, 밀 때만 어, 밀 때 고개랑 아래 보고 누르고 아래 보고 풀 때만 쭉 나가면 돼 일단 사이드 스텝하고 똑같아 그래서 오른발 닿는 것까지만 해봐 여기 오른발 그냥 서 있어봐 오른발 서 있어봐 둘 밀고 스톱 그렇지 이렇게 돼 이렇게 스톱이 돼야 돼 어차피 슛 쏠때 스톱해서 쏘니까 똑같이 스톱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바로 뒷발에 흘러 모션 그래야지 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 천천히 해봐 천천히 네 밀고 하나 둘 nice 그렇지 그래서 그 더 빠르게 들어가는 연습을 네가 더 해야 돼 스스로 레프트로 해봐 하나 둘 one two 어떻게 밀었어 그 아니지 오른발로 미, 밀잖아 그러니까 사이드 때 미는 건 똑같잖아 밀어 그럼 왼발 떨어졌지 오른발 어떻게 해야 돼 오른발 뒤로 가야지 그렇지 하나 둘이발 밀잖아 이발 떨어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헤이테이션 뒷발 할 때 밀어 들어가야 돼 이거 보폭 너무 길게 하면 못 밀어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넓으면 못 차 그래서 발이 뒤로 오면 돼 뒤로 짧게 멈춰봐 한번 자 인앤아웃하고 하나 심고 심고 스톱 심고 밀고 아니 그 발등이 아니고 오른발을 밀어야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이야 셋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그렇지 behind back behind back 대부분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지 눌러놓고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미는 거랑 누르면서 아까처럼 우리 레드한 것처럼 퉁 뛰어가지고 다시 미는 거랑 정확히 내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왼발 드리블 떨어지고 오른발 뒤었잖아 그리고 왼발 드리블 오른발 stop. One two. 딱 그렇게 어 이렇게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딱 여섯 발 어. 둘 그 원투 밀어 One two. 그렇지 Good behind stop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기본은 one two 스텝이야. One two. 근데 지금 현중이는 스카이된 게 One 때리고 hop step으로 하는 게 스카이 됐어. 이렇게 어, one two 스텝을 한번 멈춰봐. 그 연습을 좀 해보자. 밀어. 그렇지. Good, good, good. 이걸 밀면 밀수록 더 잘 도가. 이렇게 길게 밀수록 따라오거든. 어. 여기서 in and out 하고 한번 밀고 때려서 또 밀고 두 번 One, two, 둘, 셋, 둘, 셋. 다 돼야 돼. 계속 돼야 돼, 계속. One, two, 둘, 셋. 밀어. One, two, nice. 아이, 뒤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오른발 여기다 하는데 왼발 지금 여기다 써, 여기. 이렇게 어떻게 뛰어. 사실, 왔어요 저 보폭 진짜 중요해. 바로 수사 보자 바로 밀게 바로 오케이 one two 밀어 one good. 이렇게 back step이 되면 돼 good, good, good. Last. 밀고, one, two. 그렇지. 둘, 밀고, one, two. Nice. Good, good, good.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지금은 멈추면서 밀었잖아. 밀지 말고 띄워. 아까 우리 띄우고 밀었잖아. 띄우고 밀어보자. 지금 여기 익숙하게 더 완전 습관되니까 이 똑같이 여기는 똑같이 하고 때려서 여기 behind stop 했잖아. behind stop하고 바로 밀었잖아. 밀지 말고 띄워 몸을 먼저. 그치? 띄우고 떨어질 때 왼발로만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밀고 또 오른발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한번더 리듬을 타는 거야 두 발을 띄우고 상대방이 오른쪽에 있다 판단이 되면 오른발로 떨어지는 거고 왼쪽에 있다 판단이 되면 왼발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캐치를 하냐 때리냐야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캘린더볼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 정확한 동작으로 거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들고 했다면 그 다음에 점점 포켓으로 그 다음에 포켓보다 좀 더 아래로 이런 거는 약간 공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거든 여기서 발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블 중인 거야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돼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 뛰어서 step back 해봐 쏴봐 여기 헤이테이션 그렇지 퉁 밀고 그렇지 거기서 오른발 닫고 슛이냐 뒷발이냐 그렇지 그렇지 good good good 슛 쏠 것처럼 그렇지 Nice good good good good.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일단 free throw two shot. 어, 마지막 오 근데 어차피 그냥 한 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는 동작들은 정확히 알려준 거니까 여기서 뭐 박자를 더 네 걸로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더 응용해서 더 어려운 기술을 더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네가 연습해서 만들어야 돼. 게임 볼 때 네가 슛이 오니까 애들 날아가는 거 진짜 많고 날아가는 거 진짜 많고 네가 사이드로 빼는 거 진짜 많더라고. 그렇지? 거기에서 back step 밟으면 돼. Back step back step. 슛 fake하고 옆으로 당기고 딥, 뒷, 그렇지, 뒷발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멈춰서 또 side step back 스텝 그렇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무 크지 않게 짧게 오케이 오케이 스트, 레칭 하고